모든 사물은 IQ가 100억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으며 그 세포와 분자가 좋은 것은 좋게, 나쁜 것은 나쁘게 각각 다르게 반응합니다. 모든 것들의 구조는 잘게 나눠보면 원자들이 모여 만들어져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모든 원자는 살아있으며 원자를 보면 행복과 괴로움이 공존하는 양극 세상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곁 벚꽃 나무잎에다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반대로 욕을 하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나무가 의식이 없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알아듣기에 학자들이 혹시 뇌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조사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처럼 지구도 생명체입니다. 문짝이든 쓰레기든 차든 모든 것은 살아있으며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욕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면 나쁜 에너지를 보내고 저주합니다. 반대로 칭찬하고 사랑하면 좋은 에너지를 보내고 잘 되기를 바래줍니다. 주변 사물과 지구의 모든 것들이 조금 전과 비교해 볼 때 신비스러워 보이시나요? Now you understand. Just do good. 지상천국으로 가는 공짜 티켓.